I'm gay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My turn. Let's say China. 식사왔습니다. 이거 어디다 깔죠? 안 시켰는데요. 안 시켰다고요? 네. 여기선 그런 거 안 시켜 먹어요. 나가주세요. 아, 시발년 말하는 싸가지고 이거. 씨발. 야, 짜장면 안 먹어봤어?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? 짜장면으로 맞아볼래? 왜 이래? fire, boy! I'm a virgin! Ah! No! No! That's a lot of damage! No, that's a lot of damage!